아, 벌써 4학년이라니 2학기라니 믿기지 않는 경계입니다 너 뭐 할 거야? 글쎄 안도 지고 너무 약간 다 막연해 경공은 살릴 거야? 음... 공연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기는 해 일단 뭔가 진로를 찾을 때 있어서 아 맞다 너 공연한 거 얘기해 공연한 거? 응 나 그거 보고 싶은데 못 봤단 말이야 응? 네? 그래서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공연을 했는데 거기서 손할매랑 우체부 역할 두 가지를 같이 맡았습니다 음. 봤어 봤어 됐습니다 <laughs> <laughs> 그 내가 하고 싶다 뭔가 약간 마음이 간다라고 느꼈던 거를 그냥 그, 그 선에서 끝내지 말고 그게 진짜 나한테 어떤 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, 약간 직접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1학년 말고 음, 왜? 그냥 1학년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 아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게? 1학년 때 다 같은 학과로 들어왔는데 너무 다 다른 거야 맞아 응.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되게 상투적이긴 한데 그냥 자유로운 거? 그 어디에도 약간 얽매이지 않는 거? 옛날부터 가장 많이 생각하셨던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 온전하게 나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로 항상 어디 있든가 지내는 거가 가장 내,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 20대 초반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보러 갔을 때 그때 정원전이랑전시 했거든 그냥 막 화초 그림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전시 설명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정원이 있다는 거야 어떤 존재는 어떤 사물로부터도 그 영향받지 않으면서 자기가 너무 고요하게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항상 다 갖고 있다 근데 그게 나는 엄청 마음에 와닿았거든 약간 내면이 네 너무 시끄럽고 약간 너무 정신없고 그랬던 상태인데 그거를 딱 보고 나서 아 약간 이런 게 있었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 근데 가장 좋았던 곳은 아닌데 가장 생각이 남는 곳? 혼자 갔어? 로마에서 친구랑 하루 같이 다니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혼자 돌아다녔는데 <laughs> 그, 그게 가장 생각이 많이 남는 게 어,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전부 다 내 선택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를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있는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처한 상황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그거를 내 선택에 의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정말 그 되게 삶의 방식이 정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단일적이지 않다는 거 음. 이곳에서는 이렇게 아예 다른 삶을 살 수,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음. 나의 삶의 방향이나 양식은 내가 취하는 대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굳이 내가 어,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, 살아,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. 이런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되고 이런 어, 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. 정해져 있고 이런 거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. 그게 뭐 나 사주 보는 거에 한때 빠져가지고 사주도 되게 열심히 봤거든? 음. 근데 그냥 약간 거기까지? 그냥 정해져 있 있다라고 하기에는 나는 너무 변수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정해져 있으면 은 조금 너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무조건 운명?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딱히 안 해본 것 같아요 운명 가장 어 힘들었던 건 어, 나는 입시였고 음. 입시로 인한 우울이었어 어. 그리고 그 우울이 그 입시가 끝난 거 동시에 끝나지 않았 있고 그렇게 잔존했던 우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. 아 맞다. 어. 어. 약간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. 그 한 번 우울감을 느낀 사람은 그걸 완벽하게 걷어낼 수가 없고 너무 자기를 자극하지 않도록 잘 조절해가면서 살아야 한다. 나는 이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. 한 번 그거를 한번 그 구름이 이렇게 딱 그 가렸던 사람은 다 걷어낼 수는 없는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한 번도 그게 안 드리웠던 것 같은 사람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. 약간 정말 얘는 한 번도 약간 이렇게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막 자기 정말 밑바닥을 이렇게 찍고 온 그런 경험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보면은 되게 신기하기도 해요. 만약에 저랬으면 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보는 시야가 달라졌을까? 약간 이런 거? 그래서 약간 그 말도 있었어. 그 성장이라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 의미가 되게 좋은 건데 성장은 되게 불가역적인 상실이라고 자기가 되게 돌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걸 어떤 것을 상실하는 거라고 한 번 성장하고 나서는 그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간에 일단 건너오면 그 전에 자기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되게 너무 공감이 많이 갔어 이 말왜 나왔지?